두께? 하늘? 자, 날리세요. 향하고 있나? 응? 오. 오. 오. 어, 어. 어떡해. 어떡해. 어떡해. 물에 빠졌어? 물에 빠졌어? <laughs> 어떡해 빨리 이거 주택 날리려고? 드론이 추락 <laughs> 어떡해 빨리 내려갈 바 큰일 났어 거기 있어? 우리 크로미는 어떻게? <gasps> 대박! 어떡해! 오빠 저 내가 저거 가지고 올게. 이거 어떻게 꺼? 저장을 해야 되나? 아 큰일 났구만 어떻게 끄지?